넘겨면안 돼. 좋아. 오케이. 네. 없어 좋다. 에이. 네. 왼발다 왼발다 스트레치하게 왼발 스트레치하게 왼발 아, 찍고 있습니다. 우와. father.